모두 같이 거리로 묶어 공 하나가 모두를 묶어 상대 수비 향해서 모두 덤벼 Cause <laughs> I never lose 안녕하세요 우리 프리스타일 유저님들 때리때리 가때리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프리스타일 캐릭터로 출시되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? 저와 똑같이 애교 있는 모습의 캐릭터가 출시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네요. 오늘은 제가 또 프리스타일 홍진영 캐릭터의 대사 녹음을 위해 나와 있었는데요. 그럼 녹음을 시작해볼까요? 오빠들 마크 잘해봐요. 정신 차리고 1차 프리스타일 너! <laughs> 당신이 짱이랍니다 리바운드야 알았지? 공 따라가지 말고 막아줘요 사랑 이가타됐나봐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저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놀랬습니다. 펌프케야? 너? 이런 부분들이 대사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 재미있게 녹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저 홍진영 캐릭터 출시를 기념해서 구매 유저 중 20분에게 사인 CD를 오! 이 사인 CD를 드리고요. 그리고 캐릭터 전용 의상 세트 구매 유저분들 중 다섯 분에게 짠! 깜찍한 제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어 이러고 있는 네 폴라로이드 사진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캐릭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유저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프리스타일 좋아하세요? 프리스타일 좋아하시냐고요 농구공 너